총 내려놓으세요. 근데 딱히 치료 방법 된장국도 있잖아. 니 이렇게 깔아놓고 술 먹은 다면 그냥 뻗으면 이제 못 치우는 거야. 왜냐면 딘디 씨도 혼자서 죽였는데 요리하면 후라이팬을 갖다 줘. 아니, 야난 너무 좋았어. 셀러브리티 가수 아이유입니다. 예. 돌아온 아이유입니다. 아 어서 오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예.

waffle toasted on myself. What's this? 진짜로?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 자네가 없이안 된다네 유씨가 블랙핑크 Kill this love 그치 맛있게 받아 먹는 것도 1, 4, 3, 4, 2 1 1, 4, 3 3, 4, 3, 2, 3, 3, 4, 4.